와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<laughs> 스노우로 비디오를 이렇게 오래 찍을 수 있게 되었네 와 신기해 그래서 지금 자고 일어나서 몰골이 말이 아닌 <laughs> 상황으로 어, 좀 가차같이 찍는 점 <laughs> 죄송하고요 지금 어제 술 너무 적셔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에요. 나 술 그렇게 요즘에 많이 안 먹어. 많이 끊었습니다. 하여튼 아 머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. 이따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술을 깨야 되고 해장을 할 겸 마라탕을 시켰습니다. 지금 배달을 시작했답니다. 얼른 어 저 뭐야 상을 좀 치우고 우리 마라탕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. 이따가 만나요. 마라탕이 도착을 해서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라탕을 시킬 때 꿀팁이 있어요. 저만의 꿀팁은 가장 배달이 빨리 오는 순으로 시킵니다. 뭐 단골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가장 안 바빠 보일 것 같은 곳을 찾아서 시키면 돼요. 배달 팁이 너무 낮거나 이렇게 리뷰가 엄청 또 많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로 몰릴 가능성이 있을 거란 말이지. 그래서 나는 일부러 좀 리뷰가 오히려 적은 곳 그런데 약간 높아 그러면 리고 시키는 거지 여기는 그냥 express로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것을 시켰습니다 우하 이거지 이거지 냄새가 찐입니다 찐나 먹방 한다고 좀 따라해봤는데 <laughs> 얼음이 녹았다 다시 얼려서 이게 보면 밑에는 얼음이 없고 위에만 얼음이 있는 그런 빙산의 일각 같은 얼음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어, 아, 양심상치로 음향 이런 거 없어. ASMR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먹겠습니다 이거 잘 따라야 되는 거 알지? 여기 잘못 따르면 또 와장창 된다고 이거 어떻게 먹지? 얼음을 얼음을 가져온 이유가 있나 이렇게 되면? <laughs> 얼음에 담궈 먹는 수준 진짜 어그로가 아니고 얼음이 다 이 모양이야 우리 집에 어... 어떻게 먹지? 언젠간 녹겠죠 아! 맛있겠다 저는 2단계를 시켰습니다 고기는 양고기 추가했고요 어, 내가 양고기를 안 먹는데 뿡이가 <laughs> 양고기 맛을 알게 해줘가지고 양고기를 처음 넣어봤어요 이것도 막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아 대충 뭐 마라탕 비주얼 다 알죠? 마라탕 먹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먹는 거 다들 무엇인가요? 저는 보통 감자, 연근 이런 거 추가해서 거의 첫 번째로 감자나 연근을 먹습니다. 가장 좋아하는 거기이기 때문이죠. 팽이를 분리해줬고 국물부터 오, 음. 오 맛있어. 약간 마라탕 먹는데 진짜 무슨 soul food 먹듯이 거의 무슨 김치찌개 먹듯이 우리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생각나는 그런 soul이랄까? 그 정도의 soul이야. 음. 음. 맛있다 맛있다. 양고기 뭐 다름이 없는데? 그냥 소고기 맛인데? 여기에 들어가는 양고기는 그렇게 향이 세지가 않은가 봐요 푸주를 내가 추, 추가를 안 했나? 추 추가 안 했으면 그거 진짜 대역죄 수준인데 형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 어, 부주 있다 부주 있다 부주 있다 청형채안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그러니까 청경채를 안 익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삭아삭한 음, 그 식감이 싫어서 <clears throat> 청양 대신에 배추, 배추랑 숙주 야채는 진짜 청경채 빼고 다 넣어서 먹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원해서 청경채를 넣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여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었어 근데 되게 여기는 푹 익혀서 나와서 거의 배추 수준으로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너무 맛있네요 응. 나 청경채 좋아하니? 후추 이 집 잘하네 이 집 괜찮네 이 집이 체인점이었던 걸로 아는데 맛있어 맛있어 약간 마라탕집 체인점보다는 개인집 가는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왠지 모르겠는데 동탄에서 살 때는 개인 마라탕집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 마라탕집을 되게 자주 갔는데 아 중국당면 분명 추가했는데 왜 이렇게 없지? 근데 여기 와서는 몰라 마라탕집 체인점이 되게 많아서 체인점을 딱 가고 있단 말이지 근데 괜찮아 내가 동탄에 살 때 왜 개인 마라탕 집을 갔냐면 한 번 배달을 시켰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, 그 체인점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거 체인점은 믿을 게 아니다 그리고 안 가기 시작했단 말이지 근데 그냥 그 집만 이상한 거였어 다른 곳도 맛이 없다고 생각할 건 아니었지 아유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중국 당면도 뿡이 덕분에 알게 돼가지고 원래 그전에는 안 먹었거든요 중국 당면의 그 특유의 그, 그 떡 같은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었는데 뿡이가 맨날 중국 당면 시켜 먹는데 한번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<laughs>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중국 당면 좋아하게 됐지 중국 당면 들어간 떡볶이 먹고 싶다 뭐 엽떡 이런 데서 그런 거 팔지 않나? 잘 모르겠다 뭐야? 몽땅맨 싫어하는 이유를 알았다 <laughs> 씹는데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씹으면 애가 형태가 이렇게 으스러져서 넘길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얘는 <laughs> 씹는데 계속 그대로 있어 그냥 내 이빨만 움직여 그래서 그냥 삼키게 돼요 어느 순간에 난 삼키 그렇게 큰 덩어리들을 삼키는 걸 잘 못하니까 내가 그래서 중간당면 싫어했구나 근데 뭐 맛있다 어제 술을 먹으면서 나왔던 대화를 조금 얘기해볼까 하는데 어제 진짜 뿡이랑 오랜만에 그런 고깃집에 가서 술을 먹었단 말이에요. 우리가 외식을 되게 줄여보자 생각을 해서 제 최근에 외식한 게 거의 없는데 아, 있어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. 근데 어제 진짜 각 잡고 이렇게 술 먹으러 간 날이에요. 근데 내가 또 요즘에 이렇게 술을 많이 먹으려고 안 하는 이유가 저번에 한 번 술 먹고 엄청 싸웠다고 해야 되나? 내가 일방적으로 좀 실수를 해서 술을 끊겠다라고 음, 다짐을 할 정도의 계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진짜 이렇게 필름이 끊길까, 끊길 때까지 먹은 건 처음인 거지. 그래서 우리가 술만 먹으면 좀 필터링이 안 되고 뭔가 사소한 거에도 이렇게 말이 팍팍 나오니까 난 그게 싫어서 그게 이제 또 너무 큰 문제로 퍼지 이렇게 커지니까 음, 술 먹지 말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됐는데 어제도 이제 술을 먹으니까 뭔가 너무 장난을 이제 심하게 심하게 쳤다고 해야 되나? 음, 장난을 너무 이렇게 많이 치는 거지 이제 뿡이가 뿡이가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같이 음. 있으면 되게 즐거운 수준의 장난인데 나는 이제 너무 진지한 사람이라서 <laughs> 장난을 좀 장난처럼 못 받아들이는 그런 그럴 때가 있어요. 음. 그 술이 먹으면 사람이 또 감정이 격해지니까 얘가 장난으로 했는데 내가 아예 상처를 받는 거지 혼자. 아 그럼 좀 애매해 약간 <laughs> 자기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미안해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예, 이렇게 성격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너무 사소한 거라서 그 이외에 잘 맞는 부분이 너무 많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잘 넘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이제 약간 또 싸울 것 같은 거야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막 불안한 거야 약간 이제는 술 먹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진 것도 있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연애 할때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쁠까 생각이 드는 거는 진짜 자체적으로 한번 필터링을 하고 말하는 게 맞는데 그게 진짜 큰일이 날 때까지 몰라 그거를 그걸 모르고 막 말하는 거야 너무 그냥 나를 자, 잘 알겠지? 내 진심 아닌가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? 하고 또 막 막, 막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단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되게 크게 깨닫고 되게 뿡이랑도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아예 내 진심 알잖아 사랑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약간 넘기는 성격인데 뿡이가 근데 이제 내가 사랑해 하면 너도 사랑해 해줘 이런 식으로 지, 진심 알지만 표현 더 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고 그렇게 바뀌어 가면서 요즘에 되게 사이가 예전보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엔 더 좋아진 느낌? <laughs> 요즘에 내가 뭔가 뽕이를 너무 더 좋아하는 느낌? 음, 들어요. <laughs> 히히. <clears throat> 두부피? 맞죠? 두부피가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되게 뭉쳐서 나오잖아요. 떼서 먹는 편인가요? 같이 먹는 편인가요? 전 왠지 떼서 먹고 싶은데 음. 뿡이는 이런 거 안 좋아하던데 아닌가? 어제도 그 얘기가 나온 거야. 저는 마늘, 양파, 뭐 채소 이런 걸 다 좋아하는 편인데 뿡이는 마늘, 양파를 안 먹어요. 근데 내가 생마늘을 안 먹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알리오 올리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, 뿡이가. 파스타 중에 알리오 올리오를 제일 좋아해서 거기는 주 이제 재료가 마늘이잖아요. 그래서 나는 구운 마늘은 먹는 줄 알았던 거야. 그래가지고 마늘 생마늘 나왔길래 마늘 구워줄까? 구우면 먹을래? 이랬더니 그 나를 그렇게 오래 <laughs> 만나시면서 마늘 안 먹는 걸 모르냐면서 구운 마늘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했어 막 근데 그때 이제 그날 그 뿡이 전화번호를 어디다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전화번호 좀 달라고 바로 그냥 그때 문자하고 있었어가지고 찾아보면 되긴 하는데 그냥 문자하고 있는 김에 전화번호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넌 내 전화번호도 모르냐 또 그러는 거예요 <laughs> 내가 또 그랬지 아 요즘 시대에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딨어 <laughs> 근데 저기 있네 애인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이 흔하다? 그거 알려주세요 나는 아니라고 봐 얼음이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지 않아요? 뿌이가 앞머리 내린 걸 좋아해서 앞머리를 꽤 지금 오랫동안 내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앞머리를 유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 혼자 있으면 맨날 까고 넘기고 귀찮으니까 그랬을 텐데 뿌이가 좋아해서 앞머리를 내리고 살고 있거든요. 다 어울리나? <laughs> 맨날 이마 넓다고 놀리고 이마 뭐 가리라고 맨날 이마 막 까니까 맨날 얼굴 크다고 <laughs> 놀리고 아 진짜 잘 놀려 얘가 어, 이건 억울해 응 내가 삐지는 게 아니라 얘가 너무 잘 놀려 누가 이마 넓다고 놀리는데 기분이 안 상해? 다들 가장 좋아하는 탄산음료가 뭔가요? 전 진짜 탄산음료를 탄산음료 가운데 콜라랑 환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탄산음료를 즐겨 먹진 않는데 탄산수를 좋아해서 탄산수를 오히려 먹는데 탄산음료를 이제 식당 가서 먹고 싶다 할 때는 꼭 코카콜라를 시키거나 판타 오렌지를 시켜요. 나는 진짜 먹방 유튜버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. 나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또 음, 잘 먹긴 하거든요. 내가 맨날 얘기했던 게 나는 진짜 잘 먹, 나보다 잘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. 나 진짜 잘 먹는다. 얘기를 하, 고 다녔어요. 약간 웃긴 말이긴 한데, 근데 제가 진짜 밥도 되게 잘 먹고, 막 피자 이런 것도 되게 잘 먹고, 진짜 잘 먹거든요? 근데 엄청 오래 먹는 것 뿐이에요. 깨작깨작 먹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, 오랫동안 다 먹어 난 진짜 먹방 유튜브 하면 안 되나? 요즘 날씨 너무 춥지 않아요? 진짜 이렇게만 입으면 충분히 따뜻한 날씨였었는데 요즘엔 진짜 이렇게 얇은 긴팔 하나면 안 되는 날씨가 되었어요. 집에서도 막 엄청 두꺼운 옷 입게 생겼어. 지금 뿡이랑 저랑 잠옷을 사야 되는데 근데 되게 사고 싶은 잠옷이 있어요. 좋아하는 작가가 콜라보한 잠옷이 곧 나온다고 해가지고 존버타고 있거든요. 근데 막 그 나온다고 출시 예정이라고 공지가 뜬 지가 막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 너무 날씨가 추워지고 갑자기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<laughs> 자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바뀌었는데 잠옷이 안 바뀌어서 <laughs> 추워 요즘에 <clears throat>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소식자 언니들? 그거 보는데 이번에 또소식자 정모 두 번째 했잖아요. 근데 그 너무 웃긴 거야. 진짜 와 어떻게 조, 졸았지? 진짜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아요. 무슨 거인, 거인, 소인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분들은 진짜 저러고 살 수가 있나? 영양분이 충분하나 저렇게? 그럼 난 뭐지? 약간 <laughs> 이렇게 그럼 나는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가? <laughs> 저분들이 건강한 거면 나는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인 건가? 이런 생각이 중국 당면 먹고 싶어서 추가했는데 진짜 욕심이었어 내가 왜 그랬지? 양배추 많이 먹긴 했는데 다 먹긴 했는데 당면이 너무 많아 저는 마라탕에 채소 팔아서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면을 많이 추가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일반 요 당면은 그냥 그냥 기본으로 넣어주는 거고 참고로 이거 안 좋아함 근데 네. 배는 안 찼어 아 배는 안 찼어 당면인 게 너무 많아 당면이 뿌나? 그더 많아진 느낌이지? 내일 네. 하이디라오를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거기 밀키트 그거는 먹어봤는데 많이 이렇게 집에 가는 건 처음이에요 거기 가면 이렇게 젓가락을 팍팍팍팍팍 하는 거 샤샥 해가지고 칙 넣고 탁 되는 거 그거 해보가지고 찍어볼게요 진짜 오랜만에 데이트다운 데이트 하는 날이에요. 연애 초에는 우리가 데이트 되게 자주 하러 다녔거든요. 열심히 살았어. <laughs> 근데 요즘에는 우리 둘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시간이 나면 본가 가고 각자 시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데이트를 막 진짜 밖에 나가서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데 진짜 오랜만에 해화, 해화로 가기로 했어요. 인생 내 컷을 우리가 진짜 연애하면서 별로 안 찍어봤거든요? 딱한번 찍어본 것 같아. 아닌가? 그런 것 같아. 그렇겠지? 아, 아, 아. <laughs> 음 클리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짠 뚱밀키스 오늘 완전 탄산음료 조지는 날. <laughs> 아 짜증나. 밀키스 마시면서 노가리 까는 게 다 사라졌어. 아 그래도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다 사라져가지고 아 너무 아쉬워. 음. 그런 얘기 했거든요. 연말에 계획 다 있냐고.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 준비를 해 가고 있는데 일단 담요가 주문 한 개 오늘 왔어요. 그래서 그 담요가 두툼하고 되게 좋은 걸 골라서 샀는데 어, 차에 놓으려고요. 차가 겨울에 연비가 되게 안 좋잖아요. 그래서 히터를 잠깐 키고 껐다가 일단 체온 유지할 때 담요 넣고 있으려고 담요를 샀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하나를 준비를 했고 또 크리스마스 준비를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는 뭐 특별하게 트리나 이런 거를 사진 않을 것 같고 어, 자그만하게 뭐 눈사람이나 어, 트리 같은 거 이렇게 데코 용도를 하나 사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. 그러니까 분위기를 내고 싶긴 한데 또 짐이 되면 안 되니까 저희는 이렇게 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짐을 최대화하는 게 목표거든요. 근데 이 오둥이가 <laughs> 이미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 아 이런 애들이 있으면 좋은데 진짜 이사 갈 때 이럴 때 아 저지 곤란이야 진짜 버리기도 아깝고 근데 또 같이 가자니 너무 짐 많이 차지하고 그럴 때는 엄마 찬스 본가에 가다 놓기 이런 게 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어, 저희가 아마 어, 케이크 주문해서 케이크 같이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케이크를 되게 열심히 주문 제작하려고 보고 있는데 주문 제작은 아니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되게 예쁜 것도 많고 맛있게 보이는 것도 많은데 저는 그 딸기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서 딸기가 와장창 들어간 케이크를 주문하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하나 받은 데가 있어서 거기 예약할 수 있는 시간 딱 되면 예약을 하려고요. 되게 기대가 됩니다. 이렇게 하고 또 크리스마스에는 뿡이랑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, 저는 이제 독립하고 애인이랑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예요. 제 생에. <laughs> 아, 나 어떻게 산 건지 모르겠지만 아, 살면서 이렇게 애인이랑 맞는 크리스마스가 처음이어가지고 아 되게 기대가 엄청 하고 기대를 엄청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되게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서 어,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. 그냥 이제 뭘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같이 막 이렇게 노래 틀어놓고 케이크 놓고 음식 맛있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리고 어, 제가 또 이번에 선물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<laughs>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 뿌이 거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워낙 뿌이한테 받은 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기념일을 챙기지 않는 그런 성격인데 근데 음, 뿡이가 그냥 기념일 대신에 워낙 평상시에 해주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그런 뿡이에게 조금 조금만한 준비를 좀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미 와 있고 저기 어, 잘 쉬고 계신데 그 아이를 이제 뿡이에게 크리스마스 때 딱 주려고 해요. 이히히 좋아했으면 좋겠어요. 내가 되게 고심해서 산 거거든요. <laughs>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왔는데 어..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<laughs> 이야기 보따리로 만나도록 합시다.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<laughs> 안녕!